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 너는 왜 타? 아이고 잘해 주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우쭈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왜 고추 잘해 고추 왜 이렇게 잘 타? 캔디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Wait, wait, wait. 타는 거야 마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잘 타?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정세아 속도 좀 맞춰 <laughs> 타기 싫으면 내려 후추가 <laughs> 아, 못하잖아 아이고 잘해 잘해 줄 응?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네. 아이고 잘해 후추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와 후추 짱이더라 추 진짜 멋있다 정색이야 씨 야야 그렇게 쫓아내냐? 고추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내려오시라고요